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에서 온 임진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꿈이 있어서 어, 그 꿈을 위해서 또 제 요리를 증명을 해 보이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1번 쓰시고요. 1번부터 안녕하세요. 한국관광대학교 2학년 고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대학교 1학년 김영민입니다. 내일 대회가 있다는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공항에서부터 매우 들떠서 왔고요. 오늘 점심으로 나눠주신 김밥도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먹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할 요리 이름은 흑표단으로 흑돼지와 표고버섯 단호박이 단체를 이룬다는 뜻이고요. 흑돼지 목살을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소희입니다. 제주도와 관련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게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재미있을 것 같고 설레고 빨리 준대하고 싶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원딘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식 어, 자조 비빔 쌀국수입니다. 제주 흑돼지 활동해서 그렇게 임는유림만망증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리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출전을 했다가 아쉽게 우승을 못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또 열린다는 걸 알고 나서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붙을 줄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와서 이번엔 좀 제대로 해가지고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리사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서성빈입니다 틀을 활용해서 퓨레를 만들고 다음에 어, 오리고기 메이플 시럽을 발라 구워가며 가을 느낌이 나는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멀리 왔기 때문에 내일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기분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리사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하연입니다 같은 학교 대학생이 참가하는 거 보고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 감귤을 피우다로 감귤을 사용한 디저트를 만들 건데 꽃이 피어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서 감귤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내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오로미이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유학생입니 제주알라대학교. 아, I'm really thankful to be a part of this uh, journey and experience. 네, 제주 상통식 보존 연구원장으로 계시죠. 제주의 양용진 셰프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예, 정호영 셰프님이십니다. 송훈 셰프님이십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YP 페스티벌은 지금 6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위성입니다. 어, 우리 학생들 결선에 진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또 어, 결선에 진출하는 걸 보여주는 대회는 아니라고 봐서 그런 점이 많이 작용이 되고 음, 이 대회의 특징이 그 동영상 심사를 하는데 어, 동영상을 볼 때 저는 세팅할 때그 세팅이 얼마나 성의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 동영상을 화면 뒤에 감출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인다거나 식당에서 일할 때는 그 접시 안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시간들이 매우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귀학생은 스코티 2021 전국 대학생 제주요리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으로 조화로운 요리를 선보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제주 푸드 와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정선 대회 수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등 할 줄 몰랐고 좋은 분들과 제주도에서 요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멋진 심사위원 분들에게 좋은 평가 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받지 못한 큰 상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어,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심사위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got a lot of experience from here and got to learn a lot. Uh, thank you, thank you for, <laughs> uh,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giving me a great chance. Uh, 감사합니다. do I take? I